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유미입니다 제가 지금 음, 마리끌레르와 함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, 좋은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 되는 거 맞죠? 어, 평생 탄산 안 먹기 라면 먹겠다는 거지 어. 하프하프 <laughs> 반반 할수 있는 거예요 혼자 뷔페 가기 안 가봤는데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이공원은 좀 다 같이 막 와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막 재밌고 그런데 옆에 아무도 <laughs> 없으면 <laughs> 너무 <laughs> 너무 이렇게 어려워 위로와 격려 뒤에 냉정한 피드백 민블레 겨울에 여름 나라 가서 여름 옷 입기 음소거 테디베어 <laughs> 정말 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,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그냥 저는 얼죽갑니다 둘다 별론데? 감정의 고조가 없는 따뜻한 영화 회에 케첩 찍어 먹기 웃음이 난데 참을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엔지 많이 났어요 어, 어, 어 끝났어요? 오늘 막스마라와 함께한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을 예쁘게 찍었는데요 어, 마리클레르 11호에서 만날게요